어디야 그리커? 나 지금 도착했지? 영식이는 조금 늦는데 알겠어 너희 집에 오늘 외박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은 그리코 오늘은 현씨군과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친한 친구 현짱이 소개해주었다 고라고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넌 아니란다 예를 어디에 던지지? 악어 아, 때? 저 혹시 쿠리코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음, 이 사람이 군 칼끔한 외모와 옥정근 군수가 등 인자한 미소 이 정도면 뭐? 눈 감으면 뽀뽀는 하겠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살이요 견수 씨요? 네 저는 작년까지 삼겹살이었는데요 에? 예? 올해 아침 햇살이네요 뭐야 뭐야 설마 이게 재밌는 거야?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유머러스해서요 닥쳐라 에? 아 아니에요 아예 평화주의자 간디도 이 개그를 듣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어릴 거야 하지만 안돼 그리고 현장을 생각하자 현식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롯데딸 리발 대전 복수초등학교 수석 입학 대전 대신고등학교 3년 만에 조기 졸업 좋아하는 음식은 별난밥 속 사탕입니다 죽이고 싶다 격하게 죽이고 싶다 메이플 말랩 서든킬드 30% 이상 대전의 징기스칸입니다 들었나? 에? 아이돌 유명 아니에요 저 동물 성대모사를 잘해요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좋아하는 동물 하나 말해주세요 내일 단장에 좀설 거야 언제냐 예. 울어? 말 알겠습니다 히히 <clears throat> 테너 재민 견식그는 내가 동물 좋아한다는 이야기에 동물 선대모사 연습을 위해 13년간 동물원에서 일했다고 한다. 아우 사람들이 오늘 견식그의 이히히히히에 우리의 사랑을 시작을 했다. 한일 가풀이 되고 싶은 사람 동물 선대모사를 연습해보세요. 이히히히 개어지네 코너 방금이와 제주도는 초란말 너무 빠른 내주말 그러다고 왜 하는 작은 어말 노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